네, 화이팅! 컨디션 어때? 좋아요. 멈출 수는 없겠죠? 가자! One, two, I'm your head Welcome to come to come 띠리띠 리고 모션을 바꿔서 빨라지는 스텝 거칠어지는 숨소리 아이튠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네, 자 이제 드라마의 주연 배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드라마 내추럴 로맨스에서 최기찬 변호사 역을 맡은 떠오르는 rising star 차수혁 배우님입니다. wow, 예! 이번 드라마에서 한설아 역을 맡은 국민 여신 허! 천지은 배우님입니다. 우 예! 네, 이번엔 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3관왕을 휩쓸고 한국에서 최연 소나이로 입봉을 하게 된 떠오르는 신인 연출가 한서린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아, 와우, 제! 먼저 차수혁 배우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네, 차수혁 배우님의 경우에는 지금 업계에서 캐스팅 1순위로 손꼽히면서 엄청난 인기와 함께 수많은 감독님들의 러브콜을 받고 계시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죄를 마다하시고 저희 신인 감독인 한선인 감독님의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따로 있을까요? 아, 그게 16촬영할 차리고요. 음, 여기 정도까지 끊어서. 아, 여기까지 끊어서 간다고요? 네네. 야, 솔직히 말이 되냐? 무슨 저런 젊은 감독이 이런 큰 드라마를 맡아. <laughs> 외국 유학 가서 상 좀 탔대요. 야, 상 그건 뭐 솔직히 운빨 아니냐? 음. 그리고 차수혁이랑 아는 사이라는데 혹시 그냥 인맥빨 아니냐? 음. 어? 차수혁이다. 어이 한 감독님 잘 되고 있어요? 뭐 문제 없지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장난 아니던데 뭐 감독이 신인이다 보다 스태프들한테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됐어 감독이 작품으로 보여주면 되지. 정말 뭐하러 신경 써? 오? 그래서 작품으로 보여주시나요, 한서린 감독님? 오? 연기로나 보여주시죠, 차수혁 배우님? 오? 오? 여전하구나. <laughs>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번 작품 별로였으면 안 했을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좋아. <laughs> 잘생긴 거. 아니뭐 KTX야? 지방방송이 이렇게 많아 아이고 아주 그냥 촬영팀 팔자 좋다 어 마라 에너지도 있고 어, 우리 조명애들처럼 그냥 무거운 거 들고 날라야지 그 에너지가 입으로 안 가시지 아이고 그래서 너는 입으로 안 가서 이 배로 다 가셨나? 아 진짜 우리 아버지랑 컨셉 맞춘 거다 이 새끼야 효자네? 효자십니다 아 근데 오늘 촬영하신 많지 않잖아요 뭐야 얘 신입이야? 응 어, 신입이지 야 오늘 제일 빡센 날이야 엄마 어? 너 다른 현장 가봐. 이런 신 이거 하루 만에 절대 못 찍는다. 어? 근데 왜? 왜 촬영에 delay가 안 되냐? 네. 우리 한설인 감독님께서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거든. 그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계산해서 딱! 딱! 야, 봐봐. 느껴져? 이 촬영장의 스무스한 그루브? 원래 잘하면 티가 안 나는 법이다. 어? 이제 감독님 봐봐라. 어? 저거 바로 엄청 친하다. 야, 니 배는 뭘 잘못해서 이렇게 티가 나냐? 아, 지금 네 와이프가 섹시하다 그랬어. 얼굴 어렵게 생겨. 감독님 왜또 싸워요? 촬영 시작. 촬영 시작. 가자, 가자, 가자. 자, 17신 갑시다. Ready. Action. 저희 신인 감독인 한선인 감독님의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따로 있을까요? 어, 그게 제가 사실 예전부터 많이 좋아했거든요. 한서린 감독님. 작품을요. 어릴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한 감독님이 찍은 건 아마 노메이크업 셀카 빼고 다 봤겠네요. <laughs> 네, 농담이고요. 어, 정말 어리지만 실력 있고 대단한 감독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아, 저 또 감독님한테 고백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 고백이요. 너 유학 안 가면 안 되냐? 뭐야? 갑자기 왜? 나 사실 너 좋아해.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친구 사이에. 친구? 확실하지? 미안, 나 시간 늦겠다. 먼저 갈게. 그날이 떠올랐다. 내가 유학 갔던 날. 야, 안설인내 작품이 좋았던 게 다는 아니고 내가 이 드라마 선택한 이유가 하나 더 있긴 해. 뭔데? 너 유학 가던 날 그때 내가 했던 말 기억해봐. 내 마음은 아직 그대로니까. 나 사실 너 좋아해.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우리 사이에 멈춰있던 로맨스가 다시 시작됐다. 감독님, 이번에 저희 커플 같이 작품에 출연시켜주셔서 감사해요. 아 우리 차외우 그냥 그냥 얼굴에 그냥 빛이 난다 빛이 나 빛이 어우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laughs> 야 어, 근데 너 오늘 얼굴 이 살짝 부었다 평상시 때보다 부어도 형보다 낫지 뭐 내가 사진 찍냐? 내가 사진 찍냐고 인마 말을 못하게 아유 또 뭐해 잘해지는구만 wow! 매니저님 언제 오셨어요? 수혁씨 제일 바라져서 못 봤네 <laughs> 그냥 하던 거예요 네. 너 멘트하기 전에 우리 집에 있는 네 형수 얼굴 한번 생각하고 조카님들 얼굴 두 번 생각하고 넌 벌어놓은 게 아주 많지만 난 아직 한창이거든? 그러니까 네 거 좀 나한테 떼줄 거면은 네 멋대로 하시고 어? 신중하게 대답할게요. 어? 어, 이 새끼 이거 지꺼 좀 떼준다는 소리를 못하고 이거 <laughs> 아유 서운하다 이 새끼야 너 새끼야 욕심 무지하게 막 아, 아 같이 가요 네? 같이 가너 서운해 이 새끼야 너 아유 같이 가 삐졌어 아유